2020년 10월 13일 어, 시청자 참여 2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자 네.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데가 출입구입니다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도 모니터링은 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오늘 온 곳은 마네킹 폐교 마네킹 손 그리고 그 마네킹 발 같은 게 갑자기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갑자기 안 보이기도 하고 했던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왔던 레전드 장소입니다. 예, 이제 일반인의 시점에서 오늘은 어떨지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뭐가 보일지 장난을 칠지 이런 걸 한번 어,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호 같은 거 안 보이게 조심하고 네 음. 네, 화이팅 할게요, 여러분. 들어가서는 목소리 크게 떠들면 안 돼. 네. 아주 조용히 얘기해. 네. 와, 아, 이게 그때 그 손이고, 와, 아, 이는 인사는 해야죠, 이런 거. 와, 아, 미쳤다. 여러분, 존나 무섭습니다, 진짜. 계세요. 계세요. 계세요. 어우씨. 어? 뭔가 앞으로 지나간 것 같은데? 어우씨. 어? 뭔가 앞으로 지나간 것 같은데? 아,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여러분 오, 감사합니다 제, 제,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죄송 소리 나는데. 와, 아, 씨. 계세요. 와, 아, 씨. 개신계라우 개신계라우 오! 오! 그럼 저건 소리 나 저기서 오! 오! 뭐 소리 안 났어 오씨 뭐야 뭐야 뭐야 오! 오! 와씨 와 아, 안녕. 아, 니코리랑 밖에 있어요, 여러분. 움직이지 마. <laughs> 깜짝이야. 니코리랑이 더 무섭네. 우와 마네킹 우와 미치겠네 아 이제 다리 봐보겠습니다 우와 어! 깜짝이야 비둘기 새끼 어디 있어 비둘기 나와 이런 씨 이거 안돼 어디서 비둘기 비둘기 나와 새끼 나와 나오라 했어 둘기 나오라 했어 둘기 새끼가 지금 형님이 방송하시는데 어디에 끼어들어 아, 아 마네킹마다 비둘기가 더 레전드다 씨. 어? 아니고 기분 탓 아니죠 여러분 기분 탓이네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음. 네 형님 아니냐 네 귀신이요? 어. 제가 다 처리하고 왔습니다 처리하고 왔어? 네 알았어? 네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집에 가 이제 네 알겠습니다 야 집에 가 택시비는 주시나요? 어? 택시비는 주시나요? 택시비? 네. 예. 돈몇 개나냐? 돌아가 하나. 아, 안 되는데. 엄마 사야 되는데 오늘. 여러분들 2층은 2층은 제가 갈게요. 일단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방금 무슨 복도? 뭐야 이거 야 2층인 것 같은데 내까지 잠깐만 여러분들 2층에 현상 아시죠? 여기에 무슨 밀걸레 같은 게 움직였거든? 어? 뭔 소리야? 깜짝이야. 뭐야 너네 휘파람 불었지 방금 누구 왔냐? 개정이 아니야? 치킨이다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시켰자 치킨 시켰냐고 내가 봤을 때 지금 사람들 귀에 많이 눌렸네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제, 이거 보십시죠이 꼬리가 아는 사이에 많이들 왔다 갔어 나는 좀 이걸 보고 느꼈어 뭔가 싸하다 여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란 생각을 못했네 여기 위치는 아무도 모르는데 와, 여긴 처음이다. 와. 뭐야, 왜 내가 여기 있어? 뭐야, 왜 내가 여기에 있어, 지금? 뭐야? 여장이 차려! 너 지금 자꾸 홀리려고 그런 거 같은데 잠깐만 나가봐 나가봐 잠깐만 너저 앞으로 서 어, 거기 서. 그만, 그만, 그만. 너무 멀리 가지 말고. 어. 서. 그래도 여기, 여기 뭐가 있긴 있었어. 자, 여러분들 추천 가게 즐겨 까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시청자 참여입니다. 너 저 앞으로 서. 어 거기 서 그만 그만 그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네. 어서 그래도 여기, 여기 뭐가 있긴 있었어 자 여러분들 추천 가게 즐겨 까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참여입니다 조금만 더 뒤로 가봐 네. 어. 오케이 됐어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도 일단 처방은 좀 할게요 예. 뭐가 있었던 건 있었던 있어 지금 이는 혹시 나쁜 부분인데. 공룡계 와 공룡계 됐어. 야그 사인이만 이만큼 안 보냈다. 나한테 특별 많이 준 거야. 네. 한번 사오겠습니다. 사오겠습니다. 오케이. 아래.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참은 어 따지고 보면 2탄입니다 이 1탄째 또막 공인님하고 할 때 현상들이 나왔죠 물론 맞습니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는 현재 누가 왔다 간 건 확실해요 이형 그 사람이 많이 왔다 가던가 아니면은 어 우리 이제 시청자분의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있긴 있는데 모습을 드러내진 않아 장난을 친다거나 뭔가 소리를 낸다거나 그런 것은 크게 없어. 뭐 말소리를 낸다거나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